요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TJ입니다 네 Love y o u r s e f 는 어, 제게는 한마디로 이 자존감을 높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저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요? 앨범 녹음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, 항상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요? 예를 들면은 저희 집 반려견 짱구라고 있는데 이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남들에게 나는 뭐 짱구 얘기도 하고 뭐 짱구 일상 얘기도 하고 어, 이러는 게 사랑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리고 이번 앨범에 뭐 여러 곡이 실리는데 부담감 없이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, 자신을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신에게 투자도 많이 하고 뭐 그리고 뭐 남을 위해 너무 희생하지도 말고 자신을 더 아끼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. Love yourself.